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엽떡 떡볶이랑 제가 좋아하는 김밥 참치김밥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i s 라 i l l a h i r r a h m a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 thank you